굿모닝 네. 잘 잤어? 우주도 잘 잤죠? 아, 예쁘니까 아, 예쁘니까 아, 예쁘니까 아, 엄마 먹을까? 루시 안마 먹을까? <laughs> 뭐해 루시? 알았어 맘마 먹자 맘마 먹자